down. Ha ha ha! 그 물이 어려워. 아, 맞아, 물이 어려워. 뭐, 야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굴 뭐,

二十。 Thank you. Thank you. Ha ha ha! that little pal. t